thank you 장난 같나? 아, 왜 이거? 핸드폰 똑바로 다녀 보여라 핸드폰 잊어버리면 안 사줄 거야 경복이 쿠폰 5천원 준대 어디서? 1층에서? 여기 라운지에서 주나 본데? 얘랑 너 슬리퍼 신고 와서 나 슬리퍼 버리고 운동화 사고 가려고 큰 그림 그렸지? 이렇게 아빠 다 알아 넌 아침에 아빠, 아빠한테 뽀뽀도 안 했잖아 안 사줄 거야 지금 해 지금 너 돈 있어? 또 어? 또돈 없으면 아빠한테 뽀뽀 잘해야지 돈도 없는 게 그렇게 큰 소리 치면 돼? 아빠의 갑질 아빠의 갑질이 시작됩니다 후체람 이치와 삼촌 내 일할 줄 알았다. 내 지갑에서 카드. 여기 여기도 가방에. 엄마, 응? 저기 안에 사람이 이렇게 앞에 저쪽이 앉자 여기 나가. 그냥 들어가면 안 안돼 안돼 이기에 앉아. 아무도 없잖아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? 아무도 없지 뭐. 알아서 밝히면 알아서 빨아주겠지 뭐. 여람아. 응? 빵 음, 먹어봐. 여람아 케이크 봐 케이크. 핸드폰 그만하고 이. 도로 갖다 반품해? 너 가방이랑 다 갖다 도로 줘봐 바꿔버린다.